음, 오랜만이야. <laughs> 그치 마요네즈 오랜만에 만들었지. 응. 음. ASMR 부탁해요. 네. 음, 맛있다. 그치 이번에 올리브오일이 괜찮아서. 올리브오일 중요해. 음. 그냥 마요네즈보다 뭐 훨씬 맛있다 음. 아보카도 들어가? 아보카도 넣으려다가 담을 통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마요네즈만 만들었어 내일 더 맛있어지겠다 응 음. 벌써 다 먹었어 응 음, 숟가락 아니네? <laughs> 깜짝 놀랐어 숟가락 다 부숴 <laughs> 자기 전쟁했어 나무 숟가락 다 부서졌어. 한손으로 대기는. 사수피. 사수피. 네. 제로 맞춰볼게. 음. 오늘 뭐요? 커닝 금지. 레몬즙. 음. 머스타드. 음. 마요네즈. 마요네즈 만드는데 마요네즈 들어가?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? No. 아야. 아야. 아야 안 넣었어? 금지! 부엌 보지 마. 후추. 응. 소금? 응. 맞다? 너. 스푼. 밴드 들어가. 응. 그또 하나 더. 제일 중요한 메인 재료. 생크림. no, <laughs> 생크림 왜 들어가? <laughs> 뭐냐? 계란. 계란 들어가? 야. 노른자? 노른, 하나는 노른자, 하나는 그냥 통째로. 자기도 하나 먹어 나 배불러 조그만 거 그래? 네. 배불러 이씨 우리 우시우 뭐이 배부르다 이거 응 피니 잘 먹었어 응. 진짜 깔끔하게 간식 먹었어 건강하게 응. 단소 없지 섬유질 많지 지방 많지 지방 많지 응. 포만감 있지